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발 앞에 있는 발전기 일단 돌리고요 아직까지는 고양이가 안 터지고 있네요 딴 데 보고 있나봐요 비기 저쪽에서 맞았네요 설마 뭐지? 총구다 총구네요 자 하나 돌렸고 빅이 누웠네요 일단 아이템 하나 먹고 거 토템 부수고요 자 구하러 갈게요 구해, 네요 아, 캠핑하고 있었나 보네. 아. 일단 치료해주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발전기 돌리러 갈게요 아이고 사피이었네이 픽이 아니라 발전기 하나가 또 돌아갔고요 도망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먹고 놓쳤나? 아니죠 쫓아오죠 네, 지나갔죠? 다시 돌리겠습니다 캐릭터를 클로 대수를 한 이유가 자힐 때문인데요 저같은 데린이한테는 완전 필수 스킬이죠 자힐이. 생존력을 배로 늘려주는 스킬이라고 봅니다 제가 플스판으로 잠깐 했었는데 플스판으로 했을 때 고양이, 자힐, 그리고 데드아드 하나는 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런거 끼고 있었거든요 또 이쪽으로 돌아오네 아니 왜 못 맞추 잘 도망가는 건지 살인마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았네요 돌리고요 제발 놓쳐라 아이 걸렸네 저 때리는 시간 계산해서 한 대 맞아줬는데 결국은 걸렸네요 이픽이 캠핑하고 있네 아저 밑에 발전기 다 거의 다 돌렸는데 구해야겠죠? 다른 애들 쫓아갈 때 이거 마저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돌렸고 일로와 치료해줄게 일로와 일로와 특별히 내가 구급상자 써준다 살렸고 네, 치료하고요 아니 수, 예, 수리하고요 아이고 이픽이 또 놓네 이픽 죽으면 안되는데 이픽이 이번에 막걸리라서 걸리 그렇지 나이스 프레쉬 적절했죠 일와 너도 약 써줄게 구급, 구급상자 이픽 또 넣었네요 아 아! 비슷놈죠안 맞췄죠? 살렸죠? 아이고 내가 맞아야 되는 건데 프리시 끝났을 것 같은데 아이고 좋아요 네, 한번 시간 끌었어요 어 풀렸어요 잎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치료해줄게 치료해주고 치료받고 사픽 걸어갈게요 지금 계속 3픽을 쫓고 있는데 이때 4픽 구해줘야겠죠 4픽 아마 회복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어서 치료해주고 이픽 어디 갔어 자 있죠? 이때 발전기를 아이고 과해 켜졌네 발전기 여기 다 돌려있고 아, 하나만 남았는데 어다 돌렸어요 이피기 발전기 돌렸네요 나 치료해줄게 고 일단 출구 작업하겠습니다 어? 뭐야 왜 나갔어 자 아, 사픽 잘했는데 왜 나갔지? 위험했죠? 맞춰봐 맞춰봐 쏴봐 쏴쏴 써봐 아이고 하지만 바로 도망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탈출했어요 절행 구간이라 그런지 살인마들이 다 기술을 하나만 장착하고 오네요 즐겜했습니다